배고플래. 안 당한다. 이거 잠깐 저 안고 저 만질까봐. так, так. Команда Иса. Wow. 있지요. 나비야. 왜새이보이보 이보면 데리고 가고. 간다. 오늘 딴데 옮기겠다. 응? 음식은 나는 Thank you.